안녕하세요 뭐- 아 페인이어가지고 마스크를 좀 써야 될것 같아요 어 지금 노래를 어, 하나 따고 있었습니다 카피를 하고 있었습니다 밖에 눈이 옵니다 <laughs> 눈 눈이 많이 오는데 여기 이렇게 회사에 있네요 저희는 <laughs> 네, 그러지 않았어 이고 있으안 되지 않나요 재욱 네, 씨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? 아, 아 어, 저희 지금 안무를 너무 열심히 해서요 피곤해가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아 너무 기습적으로 오셨는데요 아침에 보통 저희가 그냥 이제 저희 자기 개발을 하죠 이제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저희가 팬분들께 다 보여드려야 되고 요즘 좀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알겠습니다 음. 아, 안녕히 가세요 네 그래요. 어? 아니, 네, 아, 아. 네, 안녕하세요. 오 뭐 아, 잠깐 이렇게. <laughs> 이런 거였거든요. 네. 오늘은 잠깐 머리를 잠깐 눕혔다가 일어나면 동시에 땅 쳐서 가사를 한곡 완성시킬 생각이에요. 제목은 제목만 스포를 하자면 불타라는 곡이에요. 아 그리고 저귀 뚫었어요. 뒤들었어요 오늘 오전에 제가 음, 주기적으로 그 목 검사, 성배 검사를 하거든요. 나래서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목을 찍어봤는데 아주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행히 이제 노래 연습을 또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<laughs> 야 너가 제일 여유롭다 놀러 가고 싶어요 눈도 많이 왔고 눈도 예쁘게 왔으니까 멤버들이랑 다 같이 손잡고 놀러 가고 싶어요 오션에요? 네. 오션엔 아 근데 제가 좀 작업을 항상 새벽까지 하는 편이어가지고 오전에는 좀 쉬는 편이에요 많이 그냥 쉬고 오후에 다시 재충전해서 안무 연습하고 그리고 음. 멤버들이랑 뭐 얘기도 하다가 핸드폰이 많이 그리 다시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네. 작업은 밤에 해야. 네, 작업 영감은 원래 작업 영감은 새벽에 많이 오다 보니까 한 3시부터 시작이에요. 지안이가 나이밀스 누나들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어요. 예. 예. <laughs> 지금 지금 앞치마가 없어서 앞치마도 만들어가지고. 머리 좋아요. 진짜 댄스가 생각해봤는데 물에다가 탈것 같아. 불에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어. 오늘 할 요리가 뭐죠? 이 떡밥이요 네? 떡밥 떡밥이요? 응. 음. 떡밥 떡밥이요? 떡밥 아 이게 재료가 뭐예요? 떡 밥. <laughs> 떡이랑 밥이요? 네, 떡밥이에요. 그래서 미래의 배우자가 요꼭 봐야 될 텐데, 그렇죠? 그렇죠. 이게 원래 요리하는 남자 뒷모습을 찍어줘야 되는. 이거 지금 하고 있어봐요. 아 굉장히 등판이 넓네요 네, 요즘에 운동 바짝 하고 어. 어깨 어깨 뽕 제대로 넣어. 어깨 뽕도 있어요 지금 네. 어깨 뽕도 있어가지고 지금 어깨가 거의 네. 태평양이네요 언제는 어깨라고 이상 선생님께서 말씀해 저희 저희 어떻게 해야 좀 재밌을 수 있을지 자 누나가 하는 봐 네. 다시 한번 리액션 네. 해주세요. 어... 떡볶이가 만들어지고 있다. 네. 싸우는 거 아니지 둘이? 좋아 역시 잘해 아, 애들이 어. 아, 대, 박이다 어, 아니야 귀여워요 선우씨 아, 열심히 할게요 아, 잘 나오네요 맛이 어때요? 떡밖에 안 먹어가지고 약간 좀 밀가루 밥을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... 밥은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 멜리에 정줘야 돼와 완성! 우리가 완성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, 맛있게 드요 성공 자! 이제 여기 놓은 거 자! <laughs> 우리 유치단지 막상 이 원래 이렇게 망상 따르는 <laughs> 좋아 갈게요 저희 뮤직비디오 갈게요 뮤직 수고 하지 못할것 같아 한, 한 할까? 다시 연습하러 갈 거야. 안녕! 바꾸씨? 안녕!